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人 반도 비아르티 데스 자 이번 주에 준비한 곡은 어떤 곡이죠? 아 드디어 원워크 네 우리의 원워크입니다 레니게이즈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저희가 진짜 처음 밴드를 만들 때부터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카피를 하고 많이 들었고 많이 따라하고 싶었고 음. 많이 배우고 싶었던 제일 좋아하는 밴드이기 때문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원오크 노래 좀 해달라고 그렇죠. 많이 많이 남겨주셨는데 드디어 이순번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름은 원어쿠고요. 일본의 4인조 락밴드입니다. 이분들은 2005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소속 레이블은 원너뮤직 재팬이고요. 원래 아뮤주에 있다가 올해 4월달부터 10969라는 개인 사무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되신 거죠. 음, 축하드립니다. 아, 사장님. 사장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번창하시길. 네, 이 곡이 세계적인 가수 에드시런과의 협업으로 유명한데요. 그 계기가 이제 에드시런이 월드 투어를 다닐 때 오프닝 가수로 원오크락을 초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쌓인 관계가 이제 이어지면서 영국에 있는 스튜디오로 초대를 해서 타카, 기타리스트 토루 그리고 콜드레인의 마사토까지 음. 해가지고 셋이 같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음. 이 크레딧에 보면 에드시런이랑 그 에드시런의 스태프분들의 이름도 들어있고 콜드레인의 그분도 이름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음. 저희가 와노크와노크 하지만 와노크 락이잖아요. 그쵸. 진짜 락을 사랑하고 락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기 음. 때문에 음. 이번 노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락을 하는 이유는 분노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건 락밖에 없다. 락을 하는 게 우리 락 밴드로서의 의무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시고 이 곡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번 느껴보시죠 락앤롤! 난 이거를 딱 보는데 일본 분위기보다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프랑스나 음. 유럽에 좀 가깝다는 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맞아. 약간 몽마르트 언덕 이런 오. 진짜 영화 같아요 옛날에 유럽 투어도 원오프가 다 돌았더라고 아, 음. 음. I can b 반항적인 음, 음. 반란적이라고 음. 근데 이게 펑크에 딱 맞는 내용이지 사실은 펑크를 하는 사람들의 가사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모범적인 음. 모습이지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금 바람의 검심 그 음. 영화판에 이제 음악으로 삽입이 되잖아. 근데 바람의 검심 다 봤지 만화책. 그 마지막 장면까지 딱 왔을 때 이 음악이 딱 틀어진다고 생각하면 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아? 2012년도에 음.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와노크가 음. 더 비기닝이라는 곡으로 OST에 참여를 해서 10년째 거의 음. 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사만 봐도 음. 되게 지금 막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음. 동양인에 대한 그 인종차별도 음. 있고 한데 정말 반하는 감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거에 반하는 감정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에 잘 맞춰서 이런 노래가 나와줘서 음. 너무 다들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음. 근데 타카도 한편으로는 이 걱정을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지금 앨범도 이제 내고 극장판도 이제 개봉을 할 텐데 아 극장에 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안전하게 준비를 할 테니 혹시나 괜찮으면 와달라 이런 인터뷰들이 음. 막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지만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힘내셔서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거니까 파이팅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 와 저, 저 드럼 리듬도 너무 음, 하이에이션 이런 게 없고 음. 으로 만들어내서 리듬이 어. 더 웅장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네. 더 무겁구나. 아, 무거운 게 나는 올라 베이, 원놓고만 그런 건지 베이스 소리도 엄청 묵직하더라고. 아, 아, 아, 아, 아 저는 이거 사비 와와와 들으면서 약간 레미제라블 생각났어요. 아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막 마지막에 혁명 이렇게 아 약간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 딱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배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상이랑 그런 것도 음. 되게 그렇게 많이 듣고 보니까. 전 앨범이 19년도에 Eyes of Storm인데 그 전까지 일본의 락 밴드의 분위기였다면 그 19년도 그 앨범부터 세계적인 락 밴드의 분위기야. 원래 락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사운드를 했는데 19년도부터 그 스탠다운 필인부터였나 되게 뭐 오케스트라 비슷한 것도 계속 나오고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음. 아, 나는 지금 이것부터 시작되는 이 분위기들이 그 프랑스의 그 뭐라고 그냐 패션쇼의 한 장면들을 보는 것 같은 요즘 이 시국 때문에 패션쇼를 직접 하지 않고 다 영상으로 한대 영상으로도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적으로 패션쇼를 하는데 느낌이 너무 막 음악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트까지 잡고 있는 느낌? 어,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다 개성이 어? 응. 어떻게 보면 억압될 수 있지만 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내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 그 전에 뮤지컬 배우를 하다가 2018년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밴드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잖아. 그때 제일 레퍼런스로 많이 들었던 게 나는 사실 모노크 락이었거든. 목소리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정말 너무 따라하고 싶다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보들을 막 찾아보니까 토루상이 이 타카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 걸 딱 우연히 보게 되고 목소리 빠져가지고 바이트 하는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막 몇날 음. 며칠을 계속 쫄라갖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원오크 락이었던 거예요. 저희처럼 음. 음. 일본 밴드가 진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라이브하우스만 가도 원오크락을 존경하는 듯한 그 오마주하는 밴드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거든요 맞지 원오크락은 유럽이나 미국 쪽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 밴드들이 원오크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음. 장르적으로 연결해주는 어떤 다리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특히 음. 시부야 쪽 부킹 라이브 할때 원오크 약간 풍의 밴드들이 많았어. 맞아 맞아. 젊은 친구들 음. 특히 진짜 따라하고 싶지 이렇게 진짜 멋있잖아 그냥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어. 와. 아니 저문을 얼마나 높은 거야 도대체?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우와! 이는 대로 다 때려 부어도 될것 같아요. 와우 와우 와우 와 너무 멋있다. 오 진짜 히어로 4명이 그러니까 반란군 대장들인 거잖아요. 어. 어. 다대장 다대장 그 이번에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베이스 멤버 료타가 파크랑 엄청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 오 진짜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라이브 때 계속 웃통을 봤는데. <laughs> 근데 몸도 약간 비슷해. 약간 말라가지고 약간 쫙 갈라진 근육. 음. 그 비슷한데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료타가 원래 스트릿 댄스 출신이었던 음. 허 시작이 스트릿 댄스야 근데 심지어 같이 밴드 하자라고 하면서 토루가 베이스를 알려주면서 베이스를 처음 배우고 시작한 게또 이건 거야 심지어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 또 있어요? 파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가 베이스를 가지고 연주를 할 때 몸으로 표현하는 거가 얼만큼 내가 잘 재밌게 표현하는지 봐달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요타도 내가 베이스를 칠 때 그 모습을 멋있게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어... 음. 콘서트 같은 걸 보면 아요 엄청 많이 움직이고 퍼포먼스가, 어, 퍼포먼스가 엄청 좋으시거든 비틀즈 코드처럼 약간 <laughs> 선산성이 있더라고 아, 나중에 네. 꼭 만나서 친해졌으면 좋겠어 네. 리듬을 되게 네. 음. 재밌게 치더라고요 음. 그리고 퍼포먼스 진짜 음. 보면은 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약간 느낌 많이 받았는데 음. 어... 요태님 연락 주십시오 <laughs> 여기서 빼고 바뀌면서 그 진짜 음, 진짜 브릿지다 어. 다시 숨 쉬고 가자 그렇지 그리고 가사가 지금 엄청 혁명적이잖아 음. 뭔가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찾아봤더니 이타카 분이 이 아이돌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대 초반에 음. 근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 세계적인 밴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맞는 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하는데 이게 하나도 부끄럼 없이 뭔가 정말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다라는 거. 와, 나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자기들이 하는 장르를 이름에다가 쓴 거는 엄청난 자신감이잖아요. 와, 너그 락, 어. 블루 락 트러쉬. 약간 이런 그러네. 아우. 그치. 움직이는 거 같고. 딱이 리듬을 어, 딱 그러니까. 계속 부르고 계속 돌아다녀. 어. 두 시간 라이브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나오네요, 이 주먹이. 아. 민나의 시절이 심하셔. 왜 이렇게 빼달라는 게? 이 에너지가 진짜 라이브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무대가 엄청 넓은데 그러니까. 객석이 많으니까 무대가 엄청 넓은데 다 휘잡고 다니더라고요. 차막 뛰어다니잖아. 네. 이거 라이브에서 다 같이 하면 진짜 좋겠다. 어 진짜 어. 진짜. 맞아. 아, 마지막에 아, 딱손 딱 화합으로 끝나네. 어. 아, 좋다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자, 다들 이번 주도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라이브가 너무 가고 싶네요 메시지도 너무 좋고 요 음. 시대에 뭐안 좋은 일도 많지만 이런 노래 듣고 조금씩 다들 힘내서 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지만 이런 응원가 같은 거잘 음. 들어가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코로나로 인한 답답한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좌절감과 패배감이 많이 알게 모르게 있을 텐데 그것을 분노로 표현해서 이제 그걸 대신 표출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저희도 쉽게 표출하지 못할 것 같은 감정들까지도 저희가 대신 표출해줘서 저희 음악을 듣고 그분들이 좀 시원함을 음.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 주먹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이 주먹 공기 위에 있는 이 주먹을 보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다 드래곤볼의 원기옥처럼 분노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표출하지 않았나 음.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되게 여러 밴드를 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같은 그냥 밴드라는 말 단어 하나지만 진짜 느끼는 에너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음. 그 개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리뷰할 때 자료를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음. 할 멘트도 다 정리해놨는데 그걸 싹 잊을 정도로 본인들만의 표현 방법이 이게 음. 이게 락이다라고 보여주는 느낌이 음. 있죠.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이제 한끼 이렇게 이겨내가자라는 음. 걸잘 표현해준 음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락은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우리가 다 끌어놓을 테니 우리 길 따라와줘. 열심히 하자. 뭔가 그런 에너지가 너무 오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음악해서 언젠가 꼭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시모 미테쿠레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